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한 박스 구글은 한 박스도 있고 음, 허쉬 초콜릿, 초콜릿 우유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기가 맛있어요 달아요 티커보다 달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